골든 차일드가 어떤 상황에 심장이 가장 빨리 뛰는 것? 제 생각 그 상황인 것 같거든요. 어떤 거 어떤 거? 그 상황 그 상황 그게 뭐냐고 쓰라고 그 상황 쓰라고. 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몰라. 뭐야 너? 뭐냐? 아니 그, 그 상황이 뭐냐고. 그 상황을 쓰라고. 그 상황을 쓰라고? 일로수가 누구야? 그 상황? 이로수는 너야. 한로수는 나야. 와 뭐 아, 진짜. 아 김지호 오늘 레전드네 아. 그 상황에 저희가 심장이 뛰잖아요 그 상황에 심장이 뛰죠 어떤 상황이죠? 유들이 있게 막 돌려서 말을 해야지 아니 니가 아니 니가 그 상황이 뭐냐고 아 아니 니가 그 상황이 뭐냐고 아. 아. 얘네 또 싸워요 아. 네. 뭐냐고. 나 진짜 모르겠어그 상황은 지금 말하는 대로 말하는 데. 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연할 그러니까 그 때가. 그 답을 쓸 수 없으니까 그 상황을 그 상황. 아 오케이. 어. 그거지. 그 상황을 내가 말하고 있었어.